차이 나요. 근데 이제 그렇죠. 네, 단가 차이가 많이 날 뿐이지. 지금 시가가 얼마 정도예요? 지금 키로에 비싸게 나갈 때는 5만 9천 원, 아. 나 그렇게 나 저희가 도매가로 가져요. 쌀이가 무게라고 그게 비결이구나. 네. 그러니까 오래 장사하다 보니까 이게 어쩐다 이게 진짜 막 왔다 갔다 너무 막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. 우리 냉동이라고 생각하니까. 그러니 냉동이 살아있는 있잖아. 것 그럼 다음에 미리 말씀하세요. 미리 너무 구해라. 아 그래도 그 손님들이 그 얘기하길래 다음에 중국산이랑 면도 다 모여놓은 거고. 어, 맨날 이렇게 강가가 깊은데 맨날 있을 수가 없다. 그러니까 1년, 1년 놓고 장사하는 거지. 음. 근데 그때 그때는 못해. 그때 그때는 맞아요. 맞는 게 맞아. 육회 아방이잖아요. 먹어. 그 먹이나? 드시는 아,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빠게 해가지고. 이게 맛있어. 네, 빠게 해가지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. 이것도 먹고 싶어. 네, 어, 저빠게 해가지고. 밥 많이 먹. 여기 이거 이거. 저 많이 안 먹을게요. 아니 아니 나. 밥이 맛있어? 나중에 남은 거 내가 먹을게 라면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 음, 여기 라면 예 일단 수제비도 있어요. 면안 좋아하는 아니 아니 근데 일부러 안 먹어요. 아, 좋아 라면 먹고 싶어? 여기 라면 살이 너무 먹고 맛있어 먹고 나중에 넣는 거야 네, 맞아. 먹고 나중에 수제비는 별로야. 그대로는 엄마가 안 먹으니까 아, 먹어서 그런 거야. 크기 맞지? 이런 거에 지자는좀 크게 넣어드리고 아 숫자가 아니라 크기구나 어쩐지 크기는 알았는데 아, 낙지도 같이 따라가는 줄알았 고등교에 맞춰 낙지 지 여섯 사람들은 원래 여섯 사람들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,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. 아니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.